드디어 1년 만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NTP의 신곡 기비투미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빨리 그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laughs> 잘생겼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베트남 노래 영상 보면서 이렇게 뭔가 처음으로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타지게 되는 그리고 잘생겼고 멋있고 음, 세련됐다 trendy를 잘 쫓아간다 뭐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Sơn Tùng은 여전히 잘생겼다 제일 좋았던 거는 유튜브에 이제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떠 있어서 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지금 이거 같은 Give It To Me 같은 경우에는 라틴팝을 했단 말이에요 뭐 Despacito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라틴팝에 나오는 그 비트랑 베트남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어, 되게 신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가사 내용과 썬뚱이 이 노래하는 톤과 이 뒤에 있는 이 힙한 상황이 약간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뮤직비디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광활한 이제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 썬뚱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괜찮게 보였어 포스트 말론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런 사막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한국 사람들이 찍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도 되게 선뚱의 매력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트렌드에 맞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이 랩이 되게 영어처럼 나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색다른 목소리가 한 번 더 튀어서 나와주니까 더 풍요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스눕독이 스눕독이랑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썬퉁이 이제 자기 베트남이나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worldwide로 자기 세관 더 넓혀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스눕독 나 진짜 좋아하거든 진짜 힙합 1세대잖아 대박이야 진짜 이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늦게 사고 싶어요 흑인이 너무 튀었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춤을 추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나가 없어 안 나와 이제는 그 차라리 이 흑인보다 차라리 선동이 나와가지고 그냥 춤을 췄던 게 음, 카리스마가 보였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는 사실 아쉬웠던 것보다도 이 썸뚱이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게 너무 멋있었어 <laughs>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여전히 좋은 노래 만들어주고 힙한 힙한 뮤직비디오 만들어주고 부는 내내 뭐 즐겁게 해주니까 이걸로써 충분하고 앞으로도 그냥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면 그것만으로 바랄 게 있나 싶기도 해요 이 남자 썬뚱 가수 이분이 너무 잘생기셨네요 제가 질투날 정도로 너무 잘생기셨고요 어, 가수 노래도 좋았고 저는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아서 평평으로 따지자면 뭐 5점 만점에 뭐 4.5?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음악이잖아요 근데 잘 어울려 이 음악이 그래서 썬뚱이 이런 음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나는 썬뚱을 되게 좋아해 MTP로 너무 좋아하고 이 저번에 이때까지 있었던 노래도 다 핸드폰에 넣어서 듣고 있었고 근데 이번 노래는 너무 마음에 들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라틴 팝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독일 힙합도 듣고 네덜란드 힙합도 듣고 여러 가지 힙합을 많이 듣거든요 베트남어가 진짜 아시아의 주에서 되게 힙합이랑 언어 자체 힙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성조가 있고 그리고 흐름 베트남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흐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라틴팝과 베트남어는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이질감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의 신곡은 우리 친구들의 어깨를 들썩여 줄 만큼 아주 훌륭했죠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다음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만 땀빛